Thank you. 거기서 찍지 말라고 야 선풍기 좀 하나 갖고 와봐 선풍기 틀어 틀어 국물 좀 없다 그때 Thank Mm-hmm. 기저귀 기저귀가 아니라 저기 집어넣는 것 같아